오, 쟤 다르네? 이거 지렁이 피. 어이구, 어이구, 막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 왔어. 오늘 뭐 어디 간다는 거 얘기 들었어? 네, 어디? 오늘 저희 차크닉. 차크닉? 네. 네. 출발해 봅시다. 뭘 하려나? 바베큐 하나? <gasps> 바베큐 했으면 좋겠다. 듣고 아, 계십니까? 네. 바비큐 먹고 싶습니다. 낚시? 멀미 안 나? 오늘도? 조금 위험했어요. 엉덩이를 때 <laughs> 네, 방지턱 지나갈 때 이렇게 엉덩이 오케이. 들어. 어. 하나, 둘, 셋. 오, 쟤 다르네? 그래. 지금 나- 서 어, 그 <laughs> 오케이 분량 확보. 꿀팁. 근데 이쁘게 생겼잖아. 음. 저긴 거 같아. Well, I don't mind to slow down anymore. I don't mind the sound of my shoes on your floor. I don't mind selling out or playing cover songs. 할 일은 차 방을 하긴 좀 그래서 차크닉을 준비했습니다. 차크닉.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션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크닉 10분 안에 꾸미기. 저희가 관련 소품을 앞에 지금 놔뒀거든요. 네. 스톱을 가지고 음. 10분 안에 차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아,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전... 지금부터요. 10분 안에? 고고고고고! 시작했다고. 음, 그거 좀 너무하네 진짜. 오빠 이거. <laughs> 그니까. 네. 아, 미션. 성공. 피크리 치고 굉장히 숨을 많이 쉬시 숨을 많이 쉬시네요. 힘들다. 아 진짜 숨을 고르시면서 진짜 열심히. 와. 알어뭐 마실래? <laughs> 여기 지금 맥주랑 음료수랑 그딴 거 다 아무것도 없어 저희 회덮밥 좀 준비해 주실래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빠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왜 먹기도 전에 빰! 완전체 회덮밥 먹기? 아 이거 회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은 못 드리죠 자 이제부터 인물 퀴즈를 진행할 건데요 네. 10문제 예, 중 절반 이상 맞추셔야 해가 있는 해덮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땡! 모르겠어! 하나, 둘, 세모치! 오케이! 하나, 김혜수! 어, 두 문제. 하나, 액정원! 아, 하나, 둘, 셋, 끝! 땡! 친구. 하나, 둘, <laughs> 김구요? 진구, 진구 아까 박진영! 하나, 홍석천! 왜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하나 둘셋아 스테 미치겠네 하 원빈! 셋. 오케이 원빈 딱 다섯 문제 맞추셨네 네. 그러면 성공이네 네, 딱 다섯 문제 성공 성공 아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먹, 먹방 음아 근데 이거 냄새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뚜껑 안 열리냐 이거 초장을 많이 넣는 게 맛있어요? 조금 넣는 게 맛있어요? 음, 그럼 나는 조금 넣어야지 회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럼, 나는 난 원래 해 먹을 때도 간장 파지 아, 오빠 간장 맛으로 먹어요? 응 간장에 와사비지 고기를 잡아봐라 못 잡으면 둘 중 한 명만이라도 잡으면 되는 거죠? 오빠 여기 끼우는 거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지렁이? 네그 네, 그러면 너 거를 먼저 내가 세팅을 해줄게 이 정도? 아, 어유 움직이잖아 이렇게 피인가? 오빠 손에 피 묻은 거예요? 이거 지렁이 피. 어이구, 어이구, 막 나온다. 내가 처음에 먼저 던져줄게. 네. 오. 한 번 이렇게 제껴줘야 돼. 그래야 진짜? 바늘이 입이 이렇게 걸려. 아. 응. 어, 이렇게 하니까 또 잡고 싶네. 거의 뭐 전문가인데. 나도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뭐. 배운 거고 처음에 진짜 많이 몰랐지. 전문가 같아요. 오. 이게 렇 느슨해질 때 한 번씩 감아줘야 돼. 음. 이게 감는 건가? <laughs> 모르겠어. 자, 이제 기다림이죠. 낚시는. 낚시는 기다림이죠 네? 아, 심. 아, 제 시계가 이게 5분 늦나봐요 먹기는 또 다 먹었어요 실패 이시죠 실패?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실패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부산관광공사 사랑해요 장소의 문제도 있었고 밑걸림이 너무 심했으며 올때 표를 확인 하